BTV. Xin chào các bạn Mình hôm nay đến nhà của chị Hammy để ăn tteokbokki chung Còn đặc biệt là hôm nay chị Hammy sẽ nấu ăn cho Dambi Thực sự là Dambi chưa giỏi về nấu ăn nhưng mà chị Hammy nấu ăn rất là giỏi Có lẽ là giỏi như một cái chủ chủ hàng, chủ nhà hàng luôn Vậy, vậy thì các bạn xem nó chị Hammy nấu ăn chung rồi chúng ta ăn nha Các bạn hãy thích tteokbokki không thì chắc chắn xem video này đi Tiếp tục nhé 자, 이렇게 떡을 먼저 불려줍니다 <laughs> 그 다음에 자 저희 한민 아주머니가 양파를 멸치 육수 어 멸치 육수다 와 멸치 어디서 산 거예요? 이거요? 네 마트에서요 <laughs> 대박 잘하셨다 와 당근도 들어가요? 들어가나요? 넣지 말까요? 어, 안 넣어도 돼요. 오케이, 안 넣을게. 파랑 저는... 양파만 넣을게. 네, 파랑 양파 넣고 떡 아, 넣고. 우리 집오 냉장고 보여줄게요. <laughs> 나 동치미 담갔어. <laughs> 와. 네, 봐봐. <laughs> 이야, 파 완전 대파다. 그렇게 그냥 자르는겨? 아니, 몰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비니로 먹는 거 아니야? 요리했다가? 아니야. 왜냐면 급하니까. 아. 천천히 하세요. 아니 나 지금 완전 못생긴 <laughs> 게 나왔지. 아니 언제나 이뻐요. 아이고. <laughs> 영혼 없음. 어. 자 여러분 이렇게 팔을 잘라줍니다. 와 아, 그냥 다 잘라버리시는 한미 씨. 비닐이고 뭐가 없어. 응. 아니 왜냐면 이렇게 벗기면 되니까. 아하. 이건 새우 고추장을 이렇게 떠서 끓는 물에다가 풀어줍니다. 몇 큰술인가요? 한 큰술인데 네. 이거 제가 그냥 그냥 하는 거라서 와 맛있겠다. 잘 풀어주세요 이렇게. 네. 네 물엿을 넣을 거예요. 아, 예.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약간 건강한 맛. 응. 좋아 좋아 자 물엿을 넣어주고요 여러분 어네 번이나 돌려서 넣었어요 얼마 안 나와요 아네 번이라 봤자 뭐 한 한 숟갈? 한숟갈 한 두 숟갈 넣어주세요 두숟갈이가고 치죠 그리고 간장 네 어, 간장도 넣는 거구나 떡볶이 많이 해보셨어요? 두 번, 세 번 해봤는데 네. 제가 하면 맛이 없긴 하던데 아, 음, 음, 음. <laughs> 맛있다고 치고 자 간장 몇 큰술? 일단 두 숟, 갈 아. 어제 너무 다 간장 세 숟갈 넣고 그리고 저는 후추를 넣어요 아. 후추는 얼마나 넣어요? 한 숟갈? 매운 거 좋아해요? 네저 되게 좋아해요 일단은 후추 한 숟갈 혹시 카레 좋아해요? 카레는 그냥 그래요. 나 아, 여기 카레 먹으면은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맛있는 거? 나는 맛있어. 아 진짜요? 그럼 넣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갑자기 카레 떡볶이가 됐어요. 아니 원래 네. 그 혹시 엽기 떡볶이 신전 떡볶이 알아요? 엽기 네네. 떡볶이. 네. 엽기 떡볶이에 요거 카레 가루 들어가잖아. 아 그런 거야? 어떻게 비를 알고 있었어? 페이스북에 많이 나와. 아, 봅시다. 아 근데 소스 맛있겠는데 한 스푼 두 스푼 아이고 한두 스푼 정도 두 스푼 정도 두 숟갈 정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네 제일 중요한 거 다진 마늘 여러분 이게 다진 마늘이래요 와잘 부서지게 돼 있네 왜 카레 냄새가 나지? 아니에요 어, 마늘 한 스푼 섞어줍니다 뭐 하시는 거죠? 마법의 <laughs> 마법의 가루입니다. <laughs> 라면 수프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다. 아니 뭐야 이거? 그냥 <laughs> 내가 해도 맛있겠는데? <laughs> 아니 이거 있잖아 실제로도 이거 들어간대. 아 그래요? 떡볶이에. 그죠 다 엽기 떡볶이 덕인 거지. 엽기 떡볶이 레시피예요? 네. 아, 맛있나? 맛이 없어요. 아. 벌써 막 넣고 있어 고춧가루랑 <laughs> 양파를 넣어줍니다 파는 마지막에 넣어요? 네 고춧가루는 큰 스푼으로 한 번? 네맛있겠 잠시만 정리를 할게요 또 정리 타임 아니 중간중간에 원래 요리할 때는 중간중간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안 해요. 그런 거. 와 멋있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금방 정리되는 것 같아. 와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이제 짱이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진짜. 떡이랑 배우고 간다. 자 그럼 아까 불려뒀던 떡 얼마나 불렸어요? 이거 한 10분 불린 떡을 이렇게 여기 넣어줍니다. 이야 맛있겠다. 이거 치즈떡 아니야 언니? 맞아요. 와, 떡볶이 대박. 떡이 없어서 치즈떡 했어. 아 대박이다. 되게 비싸. 진짜? 응. 이렇게 쫙가를 넣어줍니다. 이야 이제 몇 분 끓여야 돼요? 끓을 때까지. 그냥 끓으면 땡이에요? 끓고 마지막에 파 넣고 네. 끝. 와. 와. 뜨겠습니다. 와, 언니 진짜 맛있는 냄새 쩔어. 어이구, 죄송합니다. 아니, 엽떡인 것 같아, 와. 와. 매장에서 파는 거. <laughs> 다 있네, 집에. 응. 와, 완성! 짜잔! 완성, 완성! 예. Nay Lâm Bì và 뭐 â m Mì 떡볶이 말 a uống b 오케이. 근데 간단하게 찍고 다 찍진 않을 거야. 그냥 먹는 거지. Ok, bây giờ bây giờ chúng mình sẽ ăn tteokbokki. Tức là cách này là video đầu tiên là mình ăn tteokbokki mà cách này chắc chắn là ngon hơn nhà hàng. Vậy thì bây giờ ăn thứ nha. 안 되냐? 안 들으냐? 이제 한국말 해도 돼. 네. 야, 감사합니다. 와. 아, 빨대로 먹는 라주, 라루 맥주 나 진짜 너무 좋아해. 왜냐면 내가 처음에 베트남 맥주를 먹은 게 라로 맥주였는데 또 중부지방을 또 처음으로 베트남을 간 거야 그래서 음 처음 베트남 가서 처음 마신 게 이 라로 맥주고 진짜 너무 나는 그래서 지금도 이거 초록색 버전 있잖아 그거 진짜 좋아 그거 훨씬 맛있어 진짜? 나 초록색 안 먹어봤는데 짠! 짠! 고마워 <laughs> 어, 베트남 버전으로 가버름 넣어주고 음. 넘나 저번에 진짜 언니 믿고 그 빨리 했는데 이거 지금 10분 걸렸나? 떡볶이 말거지 아까 다봐 음. 치즈가 진짜 보여주고 싶다 치즈가 이게 입에서 녹는 게요 와 어, 대박이야 음. 너무 음. <laughs> 음. 그 카레 가루를 약간 넣는 거한 스푼 넣는 거 잊지 마세요. 넣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그리고 마법의 가루도 좀 넣어야 돼. 아 맞다. 아니 베트남 깨도 되게 맛있어. 진짜 베트남에 이렇게 음식이 다 맛있잖아. 응, 근데 깨도 맛있어. 재료도 싸고 맛있고.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그냥 맛있으니까 맛있게 먹지. 나 맛없어도 맛있게 먹어. <laughs> 원래 다 잘 먹는데 근데 진짜 너무 맛있을 때는 말이 많아 막와 진짜 맛있다 이거 한 100번 말하면서 나도 그런 거 <laughs> 맛없어도 조용히 잘 먹고 맛있으면 말을 많이 하면서 막 음.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다 음. 근데 배고파서 너무 어, 어, 맛있었어 아, 나 먹고 왔는데 아 진짜? 네. 저희 벤탄 스트리트 마켓에서 음. 3개나 먹고 왔다 자, 이렇게 저희 둘이 떡볶이를 먹었는데 오늘 한면이가 요리해줘서 더 특별한 맛이었고 그리고 너무 고맙고요 어, 여러분도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한국 음식 좋아하는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또 언니가 아마 요리해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도 요리를 할 수도 있어요 누가 먹어줄 거야? <laughs> 나 혼자 먹어요 오늘 비디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종까지 눌러주시면 계속 보실 수 있어요. 저희 영상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